우리가 지금 같은 집에 있는 것같아 다시 태어난 분이에요 오빠는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? 그거 봐 대구 밖에 추우니까 무서워요 순간 진짜 바뀌었네 오빠 그걸 왜울어요 누가 죽였냐고. 야이 씨발아! 말에 살인사건이 벌어졌나 봐요. 누 죽었어요? 나야 나. 내가 니네 아빠 살려준 거. 이거를 너한테 말할지 니네 엄마 아니던데? 아니 엄마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내가 대신 죽여줘? 여보세 그러길래 전화로 왜안 받아 y e a it's all